が一緒に書いた曲です 인생 두번 인생 우리 시간 들어서 차를 스틱 그저 몰래 몰래 놀래 놀래 너와 같이 있는 시간만 더 설레 그는 모르게 그는 모르게 너와 이 시간만 그는